너무 뜨거워요. 연을 하고 있어요. 딱 볶아서 먹으려고. 아, 더워. 英語、中国語の字幕はワッフルからご提供いただきました。 방문하려고요. 네. 그냥 저 취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은은한 거? 정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대형 자체가 되게 예쁘고 바디워시인가요? 이거 바디사 이제 특히나 이 향이 지금 잘 씻고 나서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오이까지 들어가 있어서 촉촉하게 아, 잔향이 너무 뜨거워요. <laughs> 죄송해요. 이, 거나 이거 둘중 아무거나 해주시면 어... 다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저는 보라색을 할게요 슬릭 네 이렇게 나와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느낌요 음. 러쉬 매장 너무 무서워 저녁, 닭발 음. 이것도 있었네?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다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말랐는데 왜 다이어트를 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제가 말라 보이게 옷을 입는 거지 마른 게 절대 아니에요. 체지방이 거의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진짜 몸무게만 적지 굉장히 뭐, 좀 몸이 좀 마른 비만이어가지고 요즘에 음식을 조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먹는다고 해도 고구마나 이런 걸 위주로 먹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전에 사온 편의점 닭발이랑 닭 안심이랑 이렇게 밥을 먹고 공부를 좀 하다가 편집을 좀 하다가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방금 사온 닭발이랑 이런 거를 그냥 버터에다 가 야채 넣고 싹 다 볶아서 먹으려고 버터놓고 볶으면 맛있지 않을까? 버터를 너무 많지? 아! 아마 이슬을 넣고 지금 볶아주다가 썸네일 각이다. 난뭘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약간 맛있어 보이긴 해요. 그죠? 치즈를 올립시다. 그냥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야. 매운 거에 치즈. 살찌는 거. 하지만 탄수화물을안 먹으니까 괜찮겠다. チーズがとろけるまでちょっと火を通して待ってみましょう어생각보다많이매운데아매ん、나름맛있어보이죠トマトはきっとこの刺激の強いこう 辛いやつから胃をちょっと保護するためにトマトを持ってきましたいただきますい야이거햇불닭볶음면에 햇 불닭볶음면 정도인데 그냥 불닭볶음면 한 두세 배? 맛은 있어. 맛은 있어 너무 매워. 아... 아... 어. とあとちょっとで母の日なんで韓国は母の日っていうかおごいなる親の日 그래서 엄마한테 줄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버이날인데 왜 엄마만이냐 왜냐면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한 2년 전부터 계속 주장창 끼고 다니는 브랜드 있죠 아나로장 거기서 이제 하하노이 머더스데이 뭐 이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선물하는 그런 네, 기획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을 주려고 악세사리들 3개를 준비했습니다. 두 개밖에 없네요. 뭐야? 목걸이랑 똑같은 거 팔찌랑 그리고 귀걸이랑 이렇게 세 종류를 줄 거예요. 20になってる14系のネックレスです。 一つでもシンプルで可愛いし二重にしたらより華やかな印象です同じデザインのブレスレットです同じ 14K にキュービックのシンプルなピアスピアスの穴が開いてなかったので本はでピアスは私がもらうことにしました 다 묻었잖아 우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프다 아프다 기차 콧물 좀 심한데? 자 흥! 흥! 흥 해봐 흥! 밟지 말고 손 밟지 말고 흥 해봐 흥 뭐야 까만거 먹은 것 같은데 아니 흥! 흥! 해보려고 오! 흥!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흥! 비비지 마세요 봉고는 뭐 하세요? 카메라 건드리지 <laughs> 마세요 방해할래 자꾸 어? 이보고 방해할래? 니 어딜 얘도 밥 먹을래? 뭐하나 벽에 쳐갖고 이봉 얼굴 좀 보여줘 잘생긴 얼굴 좀 보여줘 빡빡이 우리 집 빡빡이 어우 잘생겼다 아우 잘생겼다 아우 어, 잘생겼다 그만 좀 쳐박아라 본거야좀 응?